이제부터 나 서울 사람 해야 되겠다. 레드도트, 대용량 단차, 소염기, 칙패드 200, 2 남아요. 살기 힘들죠. 뭐라고?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저기 가가소. 가가소이라. 좋아요와 구독.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맞습니까? 코코러브. 맞습니다. 어? 혹시 유튜브 아니세요? 아닌데요. 어? 잠깐, 뭐? 이분 그, 그분 아니야? 그 아니, 그 여자분. 여자인 거 나도 알겠는데. 맞아. 아니, 아니, 아니. 걸보? 라카이, 걸보 아니에요. 라, 라카이 가시죠. 걸보 목소리 되게 비슷하다. 몇번 들어봤어요. 약간 맞는 거 맞는 거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안 할게요. 아 화를 내실란다.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랑 닮았다니까. 아, 그거 되게 예뻐. 예쁜 척하는 여자 아니에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분 맞는 것 같다. 나 오늘도 방금 또 봤거든. 나 자면서 봤다 그거. 키키키카 안에 키키키. 유명해졌어. 아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밖에는 못 나가요. 밖에를. 그니까요 마스크 끼면 숨도 안 쉬시는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요. <laughs> 그래 숨도 안 쉬는데 저도 부산이에요. 맞아요. 아니 진짜. 맞아요. 마스크 너무 비싸요. 헉! 아 비싸요. 진짜 좀 비싸요. 님, 저 블레어건 먹었어요. 저 블레어건 먹었어요. 웃어? 블레어건 그 그 말고. 말도 맞아. 레어건 블레어건. 웃겨? 이분 사투리 찌들으셨는데. 블레어건. 웃겼다. 아, 아니 같은 같은 부산끼리 와그 랍니까 블루베리 사람 테스트 있잖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가다 가고 가다 가다 근데 서울말로 어떻게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우리 서울 사람 블루베리 없나? 스무디 그 아니고 네, 저 서울 사람이에요 보여주세요 아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부산은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은 블루베리 스무디 똑같아 아 똑같아요? <laughs> 아 실패 그런 세상 억지가 되겠나 이제부터 나 서울 사람 해야 되겠다 red dot, 대용량 탄창, 소염기 cheek pad 200 200을 남아요 살기 힘들죠 뭐라고?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기 가가소 가가소 이라 블레어건 쓸 사람 여기 블레어건 이거 지금 부르면 와요? 무슨 용 싸워요? 스릉 양용 스륵 양용 양용이 님도 기원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귀여워요 뭔 소리고 얼보님 아니라고요 저 구독자인데요 <laughs> 아이디 본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어 틀렸다 아니라고 코코 코코를 한것 같은데 아니 제 아이디에 있는 코코는 갈색깔 푸들이라고요 야 맞는데? 코코로브 뭐 맞다 진짜 맞다 <laughs> 야 진짜 맞다 어 나 진짜 저 구독자예요 더 이상 안 할게 아 맞다 웃음소리 맞다 이거 웃음소리다 아니 와, 나 유튜브랑 처음 한다 아니 아니라고 하는데 좀 믿어주지 사투리도 얼마나 열심히 어, 쓰고 있는데 내, 가왜 이걸 기억하냐면요 예전에 걸보님 원래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요 라고 누가 글 올렸을 때 네. 제가 그 완전 거기서 같이 채팅 치면서 그 사람 엄청 뭐라 했었어 그. 아 진짜요? 사람들 그때 불난 만한 응. 그 사람한테는 귀엽게 들렸나봐요 나는 원래 아, 목소리인데 웃어? 누구야? 누가 웃었어? 저거 저거 들어봤어요. 귀여운 탄거 귀여운 척한 게 아니라 원래 귀여운 건데 이거. 골프는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 골, 골, 골프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아, 그거를 막 이쁜 척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똑. 아,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뻥은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닌데 아닌데 아저 나간다 아,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와나 같으면 팀킬했다 PC방 아니시죠? 야 구독해라 니 진짜 안 한다 이가 네 그거 메인 화면에 맨, 맨날 뜨던데 좋아요와 메인 화면 이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아! 아! 아! 아, 그 이거 왜 악이라는지 아나 발견해. 아, 그안 그런지 아 뭔데? 고양이가 물었다. 오 합격. 합격. 근데 구독해줘야지. 구독이 중요한데. 구독이 아. 아니라 구걸 같은데. 구걸 <laughs> 구걸. 우리 플래곤 있는데 근데 이거 가려면차 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집에서 쏠까요? 집에서 어, 쏠까요? 여기서 불러놓고 차 집안에 들어가 있자. 아무 데나 써요, 아무 데나. 오 멋있어 멋있어 어, 혹시 지금 방송 아니지? 생각보다 저는 안 돼요 벌펑은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닌데 방송 안 하고 있죠 당연히 1분님 아, <laughs> 유튜브 올려도 돼요? 안돼 안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 왜요? <laughs> 아니 아, 올려줘요 올려줘요 아 친구가 올려도 된댔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친구가 올려도 된댔다 안돼 안돼 안돼 나 몰라 나 몰라 야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그것도 버렸다 red dot. 저 근데 4번이랑 친구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형이에요? 오늘 아니 아니 오늘 그냥 막 듀오로 만났어요 이거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핑으로 이번 핑 섬으로 갈 거예요 고고 절구님은 저거 마우스 감도 얼마 쓰세요? 전1600 dpi 보면은 반응 속도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엄청 빠르다 이거 저거 좀 잘 찾아요 어. 막 소리 지르면서 죽일 건다죽이 <laughs> 이런 대장 빡쳐! 이러면 다다다다다다 <laughs> 미안해요 이러면서 <laughs> 똑같다 세상 나쁜 거는 다 하고 와 미쳤다 왜 까불어 얘 시체 밟아줘야지 이렇게 왜 까불어 까불어가지고 죽이지도 못할 뻔했어 TP야지. 기도. 기도하나? 아 우리 기도하자. 기도 메타. 책임 벗게 주세요. 이름이 거룩,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책임 벗게 해주세요. 책임 벗게 해주세요. <laughs>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어, 올라가야 돼. 돌멩이 있고 빠지는데 자기장 자기장 와요 오케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다시 조금 왼쪽으로 돌아도 돼 아, 나와야 돼요 나와야 아 왼쪽 위에 때면 안 되는데 집에 붙어 되나? 꼭대기 비발에 나왔다아 꼭대기 없잖아 이거 유리할 것같은 꼭대기 위에 위에 돌 위에 돌 위에 돌 위에 이거예요. 아이고. 대기 대기. 어, 기다리기 말고.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오른쪽 끝. 이거 안 살려도 돼요. 천천히. 어, 어, 어차피 쟤들 다내려와 되거든요. 어. 와, 그냥 자기장 당긴다. 우리 아무도 안죽으 이길 듯. nice 왼쪽 나무? 내 앞에 나무 있어요. 하나 여기 하나 2번 핀 나무. 왼쪽. 2번 핀 나무. 건강. 이밖에 없어요. 설마. 개피. 아, 나이스. nice. nice 치킨 먹었다. 와, 어, 치킨 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유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어, 이걸 커스터네. 나이스. <laughs> nice. 재밌지 않았어, 그치?